아 월세 없이 2,300이면 커져요 커져. 여기 우풍은 없는 것 같은데 방음 잘 되나요? 원라나 이런 거 문제 있었던 건, 없... 건 없었고요. 재수없게 불나서 집이 홀랑 타버려도 길가에 나앉지 않는 거. 배고플 때 빌어먹지 않고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거. 뭐 그런 거. 그게 중요해. 네, 재현고 시원입니다.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? 집이야? 응. 음. 집 생기면 때 다시 얘기해. 이래서 내가 맘 놓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. 빛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. 계세요? 전 과목 다 하면 몇 시간이죠? 네? 내가 없으면 그냥 둘러만 보고 가도 좋아요. 멋진 직장에 이렇게 큰 집까지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? 아줌마 왜 나한테 잘해줘요?